30자, 영숫자 문자로 구성, 핸들의 밑줄, 하이픈, 마침표도 포함 가능. 6월에 오는 전화번호와 비슷한 형식이 아닌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준수.